안녕하십니까? 아, 저 낮에 명함받은 사람인데요.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 월일을 말씀해 주세요. 성기훈 씨? 아, 예. 암호는? 무궁화 꽃이다.